뭐야? 이거였어. 안녕하세요, 키미. 점입니다. 자, 오늘은 정말 정말 제가 먹어보고 싶었던 걸 갖고 왔어요. 맨날 자기 먹고 싶은 거만 먹고. 걸 먹여주는 게 네. 재밌어. 어, 오케이, 오케이. 또 핫한 응. 라면을 좀 가지고 와봤어요. 라면 좋아. 짜잔! 닭게 장면. 네. 뚜기에서 나온 네. 라면 부채 닭게장면 원래 진라면 5개 묶음 사면은 네. 2,750원 정도 하거든요? 네. 근데 이거 얼마인지 아세요? 비싸니까 물어봤겠지? 한 4, 4, 0천 5,480원이에요 왜 이렇게 비싸? 그럼 이거 하나에 <laughs> <laughs> 어이 나를 지금 바보로 하는 거야! 라면 비책이라는 게그 음. 오뚜기에 숨겨진 라면 비법이라는 의미래요. 음. 좀 프리미엄 라인으로 쭉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. 한번 뜯어볼게요 그럼. 하나, 둘, 셋. 이게 굉장히 최근에 나왔어요. 음. 이게 1월 14일, 2021년 신제품이에요. 그럼 제 생일 10일 뒤에 나온 거네요? 왜 말을 못해? 그 자식이 그러고 있는데 왜 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냐고? 여러분들 뜯어볼게요. 짜잔. 어, 오! 짜잔요. 짜잔. 안에는 소스가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. 요거 흰색은 액체 스프. 그리고 네. 이건 그냥 건더기 스프. 그 다음에 비체 건더기. 이게 마지막에 조리 후에 넣는 거. 푸막한 음. 닭고기와 야채가 음, 들어있대요. 오케이, 오케이. 와, 이거 되게 고급스럽지 않아요? 푸님이 디자인하신 것 같은데. 이제 물을 넣고 한번 건더기 스프를 두 개 넣을게요. 그냥 건더기는 파란 거밖에 없네? 다양한 종류의 파가 들어있는 느낌이에요. A few moments later. 이제 액상 스프를 이제 넣어볼게요. 물이 끓으니까 거의 고추장 스마갈스데 진짜 장 같다. 어 아, 진짜. 냄비가 작아가지고 면이 안 완전 춤을 추고 있어요. 자 오늘의 메인 기책 건더기 스파갈스. 여기 안에 약간 깨 좀다 했어. 으깨요. 넣어볼게요. 자책 소스 넣으니까 비주얼은 정말 육개장 느낌이 나요. 음. 계속 동시에 먹었잖아요. 네. 이제 한명 한 명 좀 따로따로 먹어보는 네. 게 어떨까? 빨리 먹어야 될 것 같아요. 끓거든요. 아. 제가 먼저 먹어볼게요. 그럼 빨리 드세요. 왜냐면은 네. 제가 김희성공이잖아요. 알았어, 알았어. 그러니까 어. 제 독이 있나 없나. 네. 의리 게임 같은 느낌이다. 어, 네. <laughs> 얼른 드세요. 뭐야? 드셔보세요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이 반응을 알진 않는 눈물 났어요. 너무 뜨거워가지고. 빵. 아 나도 이렇게 먹을 걸. 빵. 아니 보고 있는 게 되게 이게 힘드네요. 오. 이거였어. 큰거 나왔습니다. 닭고기를 먹어볼게요. 그두개다 끓인 거 맞죠? 어. 아. 오뚜기에서 나온 신제품 음? 라면 비책 닭게장면 닭게장면? 쩌비의 선택은 먹어 제껴! 먹어. 오! 가격 보신 거죠? 아 봤어 봤어. 우와! 마지막에 그 큰 닭고기랑 같이 딱 먹을 때 어? 식감, 닭고기 식감이 진짜 괜찮았고 활용을 하다 보니까 살짝 불었어요 이거 불어서 맛없겠다 막 걱정을 했는데 그 라면 면발 뿐 거랑은 좀 다른 느낌의 그 뿐 면발이어서 그 저는 맛있었어요 그 칼국수 형태의 면발이 국물이 더 잘 배는 음. 면발이라고 하더라고요 음. 5,480원 투자할 만하다? 아뭐저 네, 정도는 뭐 오. 아니 근데 이제 그리고 네. 김희 작가 과연 먹어 제껴 선택은 먹어라 오 국물을 먹었을 때 응. 맹맹한 느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... 근데 면을 딱 치는데 그얼큰한과칼 되게 좋아하거든요. 음. 진짜 아. 해장으로는 진짜 편안왕이다 근데 반점은 가격인 것같기는 <laughs> 하거든요. 아.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어를 외친 이유는 네. 생각보다 굉장히 네, 한 끼를 잘 먹은 듯한 느낌이 들어서 어.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. 맞아. 기분 좋아. 자! 오늘은 정말 정말 잘 먹었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쿠키. 어 근데 어... 이렇게 원샷하기 쉽지 않거든요. 이게 엄청 칼칼해. 어 칼칼해. 와, 아, 이 밑에 고기가 엄청 많네. 빵.